너희들은 기억 못해도 난 다 기억해 너 대구에서 전화번호 아니야? 떡볶이 안 먹을래? 마카롱 먹으러 갈래? 내가 친구가 돼줘야 한다 페르케가 융통성이 없냐 융통성이 저 아세요? 세상에서 제일 웃기고 야 이러다 기다렸다 갔다 올게 제가 뭐인가 자 오늘 즐기면서 게임하자 왜래 구질구질하게 냄새가 딱고등어데야 얼른 와 이제 너 차례야 너 월말카드 밀렸었다는데? 응? 3번이지 그리고 25번은 얘들아 이번엔 제대로 하자 짠 거울 셀카 찍을 사람 다신 학교 생활을 외롭게 힘들게 보내지 말아야겠다